오늘은 이 나무 토막으로 숟가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외에서 요리를 할때 어, 숟가락이라든가 어떤 조리 도구가 있어야 조리가 쉽기 때문에 우선 이 나무 토막으로 하나 숟가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도구는 이런 작은 손도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듬을 이런 칼 그리고 숟가락에 머리 안쪽을 파줄 이런 스푼 나이프가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도구만 있으면 되는데 뭐 추가적으로 세밀한 작업을 위해서 뭐 이런 뭐 짧은 조각칼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는 도끼하고 칼 하나랑 스푼 나이프 하나랑 이렇게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, 우선 이 나무에 틀을 잡아서 숟가락을 만들 텐데 독, 처음에는 도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나무 모탕이라고 하는 이런 통나무에 나무를 대고 깎아줍니다 나무 조각을 할 때는 적당한 나무가 또 있어요 어,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뭐 버드나무라든가 뭐 그런 좀 물은 그런 나무들은 사실 숟가락으로 파기에는 조금 너무 물러서 마지막에 이제 나무를 마무리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음, 우리가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벚나무라든가 뭐 그런 좀 단단한 그런 나무들은 이런 조각을 하기에는 적절합니다 뭐 느티나무라든가 벚나무 이런 종류가 나중에 무늬도 이쁘고 튼튼해서 좀 적당하죠 지금은 제가 야외에 나와 있어서 물풀의 나무를 선택했는데 어, 물풀의 나무 좀 튼튼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괜찮은 편이죠 네, 너무 무르지는 않는 나무라서 6회 뭐, 나무 정도도 뭐 나쁘지 않은 재료입니다 좀 오래간만에 만드는데 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음, 지금 요리를 하려다 보니까 숟가락이 안 보여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숟가락을 만들 때는 최대한 도끼로 외형을 많이 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적어야 적을수록 좀 만들기가 쉽죠 네. 그래서 좀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걱정이 되더라도 좀 많이 깎아두는 게 나중에 좀 편합니다 저 칼을 갖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서 다치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면은 사실 좀 위험한데 집중을 해서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조끼 작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지금 머리 모양이 나와가고 있는데 이 머리에 나무라는 게 결이 있어서 이렇게 잘못 쳐버리면 이 옆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서 좀 신중하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뭐 야외에서 쓸 거니까 손잡이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칼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좀 예쁘게 만들면 좀 더 좋겠지만 뭐 사실 제가 그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만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칼을 사용할 때는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칼 방향이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뭐 사과를 깎는다거나 할 때 다 안쪽으로 사용을 했어요 많이 근데 바깥쪽으로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칼날은 바깥쪽을 향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숟가락의 모양이 네, 나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풀의나무라고 했는데 버드나무네요 지금 속에 심, 심재의 가장 안쪽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걸로 봐서는 나무가 이제 버드나무네요 어쩐지 좀 나무가 좀 잘 깎인다 싶더니 버드나무는 좀 무른 나무라서 뭐 숟가락을 오래도록 사용하기에는 좀 내구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좀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쭉 팠으니까 손잡이를 좀 더 마무리해주고 숟가락 만드는 게 몇번 어, 만들어 보고 다른 분들 만들어 보는 걸 봤는데 이게 상당히 또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개성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제 수제로 하다 보니까 사람 스타일이 나오는 작업 같아요 두껍지만 <laughs> 손잡이는 대충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요 스푼 나이프로 가장 중요한 작업을 이제 들어갑니다. 숟가락의 이 가운데 부분을 음식을 펌, 떠먹을 수 있도록 깎아줘야 돼요. 이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이 손, 어, 뭐랄까 나이프를 잡는 방법은 보통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잡아서도 할 수 있는데 전좀더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예. 손이날 쪽을 아래 받치고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긁어서 사줍니다 어, 나무가 좀 물러서 잘 파지기는 하는데 좀 뭐랄까 무너지는 감이 좀 있네요 고가 너무 잘 파여서 물을 좀 다듬어주고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머리에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. 빨리만 만들려고 하니까 좀 모양이 안 나오는데 쉽게 완료를 못할수 있어요. 숟가락 안쪽까지 파서 뭐 대략 숟가락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네 숟가락이 완성됐습니다